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아이고 잘 갖고 오네 재밌다 야 드시기를 위한 <laughs> 어, 드시기 오. 야. 아. 아 환영합니다. 이거 보예요 오! 야이! 오! 야! 태식아 어? 엄마 인형 주세요. 엄마 인형 주세요. 둘이 알지? 이거 만지면 안 돼. 안 돼. <laughs> 엄마 안 된다 그랬지? 제시가. 안 돼. No. <laughs> 안 돼.